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최근에 중고 자전거 거래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라이트 브라더스가 서울 반포 잠수교 남단에 쇼룸을 오픈했다고 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한강 위에 둥둥 떠있는 세빛섬에 쇼룸을 오픈한 것인데요. 거기서는 지금까지 라이트 브라더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중고 자전거를 직접 보고 시승도 할 수 있고요. 현장 구매와 판매일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 중인 자전거는 영상을 보시는 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로드바이크가 대부분이고요. 산악자전거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자전거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도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자이언트, BMC, 비안키, 캐논데일 등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모두 모여 있어서 그런지 마치 작은 자전거 전시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전시된 중고 자전거는 권장 신장을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대형 신발 매장에서 할인 코너에 가면 발 사이즈별로 제품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자전거도 사이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 자전거에는 모델명과 출시년도, 중고 판매 가격과 자전거 사이즈가 적혀 있고요.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해당 제품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제품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2022년 버전까지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1에서 2년만 타고 중고로 판매를 문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품 상태도 중고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멀쩡한 게 많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중고 자전거는 라이트 브라더스의 자체 정비나 검수 과정을 거친 다음 판매되기 때문에 더욱 새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많은 스크래치가 낡음을 표시하는 제품도 물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소비자 눈의 식별이 편리하도록 빨간색 화살표 테이프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화살표 테이프가 온 프레임을 뒤덮고 있는 데다 연식이 조금 오래된 제품은 확실히 저렴하긴 하더군요. 반면에 연식이 아주 최근이고 인기 브랜드인 데다 인기 모델인 경우는 새 제품의 판매가와 가격 차이가 겨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전거는 품귀 현상으로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 없으니 가격차가 적은 것 같네요. 쇼룸에서는 중고 자전거 외에 스페셜라이즈드의 새 제품도 판매되고요. 다양한 헬멧과 선글라스, 자전거 세척 용품도 있더군요. 한쪽에서는 자전거 피팅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하고 카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5월 28일에는 중고자전거 시승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매가 아니어도 나들이 삼아 놀러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리고 항상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